좀 조심해서 수술을 결정하실 분들이 음. 안녕하세요. JK 정외과 원장 권순홍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JK 정외과 일본어 담당 코디 사키입니다. <laughs> 이번에 제가 드디어 1년 전부터 계속 가고 싶었던 지방이식을 하게 됐는데 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장님 바쁘시니까 원장님 사무실에 이렇게 살짝 가서 저 지방이식 어때요? 했더니 원장님 어, 이쁠 것 같아요 해주셔서 이제 진짜로 결정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하게 된 지방이식에 대해서 한번 제 얼굴 예시로 설명해 주시면 네, 뭐 지방이식이야 얼굴에 좀 볼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사키코디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예쁜 얼굴이긴 하지만 그래도 볼륨이 조금 꺼져 있고 좀 밋밋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주 조금씩만 볼륨을 더 더해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좀 피곤해 보이는 느낌도 좀 덜하게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추천을 드렸던 거고 얼굴에 볼륨을 더해주기 위한 부분하고 그다음 입체감을 더해주기 위한 부분하고 둘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륨을 줘서 동그랗게 만들면 좋고 이 그 정면 가운데 라인도 조금 더 동그랗게 그거에 맞춰서 그 눈썹 위에 꺼져 있는 부분도 채워서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도 좀 동그랗게 채우고 요 옆에서도 채워주면은 전체적으로 동그라면서도 예쁜 이마가 될 수 있고 특히 요 관자놀이 쪽 살짝 꺼진 느낌이 약간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느낌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차면은 좀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마보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어 그냥 봤을 때 볼이 확 꺼져 있는 느낌은 별로 없지만 요눈 밑에 있는 앞볼 쪽이 볼륨이 없기 때문에 정면에서 그냥 봤을 때 좀 밋밋해 보이고 요 밋밋해 보이는 느낌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음. 정말 입체감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이게 위쪽에 볼륨감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쪽에 볼륨이 많아 보이면서 실제로 얼굴이 처진 건 하나도 없는데도 약간 좀 처져 있는 듯한 느낌도 드시고 음.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 지방을 넣어서 어, 처져 있는 걸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음. 대신에 이제 볼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의 위치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이 위쪽에 좀 볼륨을 더해주면 상대적으로 약간 리프팅 된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으세요 음. 요 밑에 쪽에 앞벌철에 볼륨감을 주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흔히 팔자주름이라고 부르는 요 코 옆에 좀 약간 들어간 부분 그쪽도 자연스럽게 채우고 그리고 턱도 전체적인 길이나 이렇게 봤을 때그 밸런스가 잘 맞는 얼굴이긴 시 한데 옆에서 딱 봤을 때는 끝에 돌출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조금 입체감 있게 끝에만 살짝 볼륨감을 넣어주면은 전체적으로 얼굴의 밸런스가 더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좀 예쁜 느낌도 들고 어려 보이는 느낌, 세련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음. 뭐 좋은 거는 다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런 분은 비추다 음, 가장 비추이신 분들은 첫 번째로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 아. 이제 이게 지방의 식하면 다 좀 예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거기에 더해줘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더라도 정말 꺼진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정도에서 지방 이식을 해야지 정말 아까 지금 사키코딩처럼 뭔가 볼륨을 더해준다든가 얼굴에 입체감을 더해준다든가 그러면서 지방을 많이 넣게 되면은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안 예뻐 보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심해서 수술을 결정하실 분들이 몸에 살이 하나도 없고 얼굴에도 살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네, 이외 네. 이외네요? 어, 얼굴에 살이 없어도 몸에 좀 살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살이 있는 부분에 군살 쪽에 있는 지방을 뽑아서 얼굴에 넣으면은 그래도 생착률이 좀 괜찮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몸 여기저기에서 지방을 다 긁어 모아서 얼굴로 이식을 해도 거의 잘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 무조건 얼굴에 살이 없으니까 수술을 하면 얼굴이 불륜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드리면 안 되고 실제로 몸 상태를 좀 보고서 아, 지방이식으로 좋은 결과를 좀 얻으려면 은 일단 좀 체중을 불리고 수술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드리죠 주변에서 지방이식을 원장님께서 받았는데 카드 피부가 좋아졌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실제 있는 건가? 아니면 느끼상? 어, 실제로 지방 이식하는 지방들 사이사이에 줄기세포 같은 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줄기세포 자체가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이제 피부에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입증된 게 많진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얼굴에 지방이 이식이 되면 그 자리에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식한 세포들이 살아남으려면은 그 세포가 잘 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돼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식된 지방이 그 자리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그런 이제 그 물질들이 그 바깥에 있는 피부까지 영향을 주면서 피부도 같이 좀 좋아질 수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지방이식을 한다 그럼 그건 안 되고 아. 지방이식을 했을 때 피부가 좀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음. 시고 하시면 하시면 세요 음. 질문이 한참 남았네요 네, <laughs> 네 하세요 그냥 설명을 막 해요 어? 어? 이걸 차버렸어 괜찮아요 <laughs> 하나 둘셋 음.